와. 나 스트레칭 할 거야. 스트레칭. 아, 아. 돈안 뭐 터져 이 사람들아 어 시원하다 와 중심 잡기 이상하게 쳐다보고 미미 내가 짐볼의 중심 잡기를 보여주지 nope. 파트야 파트야 파트야 일로 와봐 파트야 일로 와봐 얘들아 공을 여기 여기 잡아줘 파트 네가 여기 공을 잡아줘 박수야 박수야 박수야 박수야 박수야 아, 빨리 와봐 박수야 빨리 와봐 어? 공을 잡아줘 박수야 여기 공을 잡아줘 공을 이렇게 잡고 있어 맞지? 엄마 중심을 잡아볼게 쪼쪼야 엄마 두고 있어? 일로 와봐 백설아 일로 와봐 백설아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여기 앉아봐봐 여기 앉아봐봐 앉아 앉아 앉아 앉아봐 아니 엄마 물지 말고 앉아봐 앉아 앉아 앉아봐봐 백설아 설아 엄마 이 고무 설아 앉아 앉아 이 고무 잡아줘야 돼? 이 고무 이 고, 이공 잡아줘 빨리빨리 여기 중심 여기요 <laughs> 그럼 거기 서 있어봐 그럼 아까 이렇게 널 잡고 아 힘들다 꼭지랑 공놀이 해볼까? 올리 아이들아